मेरा नया दोस्त अली है थैंक यू बिरयानी पुलाव पुलाव और ही this karahi this is roast and this is anda kofta anda kofta chicken karai oil this is my best wings wings kebab didn't kebab, kebab. you like kebab more salad right? i like kebab salad. salad okay this is perfect pakistan eat food yeah very good What do you like the most? Chicken karai. Assalamu alaikum. 안녕하세요. 다우드킴입니다. So today I will go Wagah border, which is really famous border, uh, India and Pakistan. Between that, and yeah, it's really really interesting because I think I think South Korea has really similar history with Pakistan because we are still fighting with North Korea and we are also colonized by Japan. So 되게 뭔가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장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서 좀 보고 어떤지 한번 그러면은 바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안녕. So I can go India today? no, you can't go to India. No? Akma countries. Yeah. So end of the video, I want to say you something. I went to the Wagha border between the Pakistani and India.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인도랑 파키스탄이 사실은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사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파키스탄에 와서 느낀 게 사람들은 전부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개의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이 와가보도에서도 이렇게 막 서로 싸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막 이렇게 화합하고 즐기고 이런 분위기더라고 보니까 약간 it's like a festival. So I think just politics is politics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umanity and love. 그리고 뭐 인도인이든 파키스탄 사람이든 만났을 때 굉장히 서로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친구처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거랑 또 많이 다르구나 이게 정말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illah 마살라 감사합니다 안녕 낙타네 스캐머 오 깜짝이야 어. Mince, eh, beef mince, liver, goat liver. 아 레버 inside Yeah. Sound, sound. sound sound Takat nama. See how big big this is. compete. No more just for one hand, for hand. Sit on the donkey cart. Donkey cart. Go.